<laughs> 장난 나랑 지금 아냐? 어? 이뭔 개... 뽀록기 야! 너. 뭐? 음? 안녕히 가세요. 이게 무슨 일이고? 헐. <laughs> 어? 오메 뚝배기